엄마가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부와 라드 쌍둥이 TV 미국 한국 해외 쌍둥이 구독해주세요! 안녕, 나는 지혜요. TV 미국 한국 하면서 어제는 7월 4일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날이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이게 독립기념일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아, 불꽃놀이 여기저기 하고 사람들 막 핫도그 먹고 그런 거 생각납니다. 네, 근데 왜 올해 독립기념일은 왜 이렇게 우울했을까요? 일단 4월달에 학교가 제일 많았던 날이 2만 명이었거든요, 학생장. 근데 7월 4일 독립기념일은 날 학생자가 5만 7천 명이나 있었어요. 와, 정말 많이 늘었네요. 하루에 5만 7천 명이 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요. 네, 야외에 나가서 소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유저들는요 식당 이 안에서 먹는 게금지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못 먹지만 우리는 시내에 나가서 음식을 산 다음에 프린스 대학교를 가서 돗자리 깔고 음식을 먹을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샌드위치 어, 가게입니다. Yeah. Can I get a uh, uh, buffalo chicken cheesesteak whole with everything on it, but can I get jalapenos only on half? 여기는 크린슨 대학교 한가운데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온통 다, 여, 다 강의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밥을 먹을 거예요. 오늘 저녁 메뉴는 샌드위치입니다. Is good? Mm, good. Definitely good. Best sandwich in town.